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평소에 이렇게 자주 입으세요? 그냥 운동복을 자주 입고요. 그냥 산책 나갈 때도 이렇게 입고 그런 것 같아요. 춤을 춰서 아 진짜요? 연습할 때 주로 이렇게 입고 연습해요. 음, 저도 춤을 동아리에서 좀 춰봤는데 아, 어떤 춤 추세요? 코레오하고 방송 댄스 아 방송 댄스 네. 하 어, 얼, 얼반이라고도 하는데 네.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당신의 이름은 정혜윤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대학생일 것이며 건대, 홍대, 뭐 체육 교육과? 약간 이런 비슷한 교육과? 느낌의 내 이름은 정현진이고 내 나이는 23내 직업은 대학생이며 저 연대에 다니고요 어. 아, 과는 이제 국제학부 아시아과라고 쉽게 말하면 문과고 프리랜서 모델 그리고 배우를 지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완전 멋있는 분이네요. <laughs> 보통 초대상은 네,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당신의 이름은 김태현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2살, 당신의 직업은 댄서일 것이며 내 이름은 금진호이고 내 나이는 22살이고 내 직업은 최근까지는 연습생을 계속 했었고 지금은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아, 그래. 근데 웃는 모습을 보고 네. 나서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. <laughs> 학교 다니시면 연애나 이런 거 되게 자주 해보셨겠네요? <laughs> 인기 되게 많으셨어요? 대학교 와서 처음 연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사기, 사귄 편인 것 같네요. 네. 그 <laughs> 연습생 하시면 음, 네. 연애 경험이 음, 연애는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네, 없고 왜 연애를 안 해보셨는지 못 해본 거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잘하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기 에도다 박찼기 음.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뭐 썸 정도는 타봤던 것 같아요 썸은 자신 있다 재능 있는 신입들도 있잖아요 아. 그런, <laughs> 아.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요? 네, 뭐 그렇게 파이팅.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럼 다음 옷 입으러 갈까요? 네. 여름 컨셉이 힙한 거여가지고 파면 라이더 자켓 힙이라고 음. 생각을 해서 사실 힙한 거를 잘 몰라서 음. 근데 제 생각에는 네, 그 밑에 바지도 약간 제가 아끼는 바지 탑3 아? 안에 들어가 아 진짜? 어쩐지 아니, 괜찮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안에 나시예요 저도 안에 나입니다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저도 안에 나시 저도 안에 나시예요 당신이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일 것이고 의외로 클럽은 갈 것이다. 이미지가 좀 순딩, 순딩하셔서 그런지 술은 잘 안 하실 것 같고 클럽은 그냥 춤이든 노래든 하러 갈 것 같은데요. 내가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 그리고 클럽이고 의외로 보드게임은 한다. <laughs> 보드게임 하는 남자 어떠세요? 어... 좋아요. 저도 보드게임 재밌죠? 네, 시간 때우기 좋고 음료수도 맛있고 아, 맞아요? 블리츠라고 해보셨어요? 아, 들어본 것 같은데 카드를 내서 카드에 적... 아, 그렇죠, 알겠어요. 네 그렇죠 <laughs> 당신이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술일 것이고 의외로 줄 서는 거는 할 것이다 내가 놀 때 의외로 안 하는 것은 클럽이고 의외로 술은 한다 아, 완전 틀렸는 <laughs> 네. 술클럽은 왜 안 하세요? 일단 술을 제가 잘 못 마셔서 음...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? 클럽이요? 네 아, 그렇죠 아, 클럽 와 진짜 의외다 네, 처음...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네.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. 가볼까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들이 어.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아... 그래서 제가 담배 냄새를 안 좋아해서 <laughs> 아 그렇구나. 꺼, 그냥 자연스럽게 꺼리게 되는 음, 그런. 맞달리면 큰일 나요. <laughs> 저희 그러면 다음 옷 입으러 가볼까요? <laughs> 뭐가 되게 무드가 바뀌었는데 뭐 하셨나요? 머리를 풀었죠? 그쵸 그쵸 그쵸 <laughs> 머리를 음. 풀었어요 네 되게 그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? 호그와트에서 마법 가르치시고 아 진짜요? <laughs> 한강이나 그냥 카페 같은 데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입어요 아 저는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런 거를 안 해봐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<laughs> 생각에 네. 네 진짜 네. 감사합니다. 무난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. 당신이 썸 타는 평균 기간은 2주일 것이고 취미나 대화나 성향 뭐 이런 거 다. 내가 썸 타는 평균 기간은 4주이고 꽂힘 때문에 썸을 끊는다. 음. 당신이 썸 타는 평균 기간은 2주일 것이고 서로 좋아서 못 견뎌가지고 썸을 끝낼 것이다. 내가 썸 타는 평균 기간은 한 달이고 상대에 대한 확신이 서면 썸을 끝낸다 그러면 한 달 그 동안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대방도 그런 스타일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플랜이 어느 정도 있고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하시 네. 4주 동안에 몇 번 정도의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. 음, 일주일에 한 번정도 일주일에 한 번. 아 아닌가? 2주에 <laughs> 3번. 2주에, 2주에 3번. 3번. 아, 6번. 6번. 6번. 총 6번. 오케이. <laughs>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한강 데이트일 것이고 다음 옷은 봐야 할 것이다 한강 가면 일단 술을 마시니까 근데 제가 술을 약간 못 마신다고 말씀을 네. 드려서 그래서 다음 옷을 봐야 알것 같다고 저 아, 네.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바다 여행이고 다음 옷을 봐야 한다 바다 좋아해요 바다 좋아하고 어, 어디 바다 좋아하세요? 저 강릉 동해도 좋아하고요 아 저 동해 느낌 어. 조용하게 바다 볼 수 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바다 색이 예뻐요 어, <gasps> 맞아요 언니가. 완전 예쁘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<laughs> 당신은 코로나가 끝나면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놀이공원을 가는 것이고 음, 다음 옷은 봐야 알 것이다 놀이공원 에버랜드이고 다음 옷을 봐야 한다 아. 나중에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같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고 트레이닝 입고 가고 싶어서 <laughs> 아, 가고 싶은데 네. 아직까지는 안 입으신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뭔가 그래서 네. 네 <laughs> 그래서 네. 그렇게 네. 다음 옷을 보시죠 네 보시죠 꽃무늬인가요? 네 꽃무늬 아, 꽃무늬 원피스 초커. 초커, 초커 맞아요. 초커. 귀걸이도 바꾸셨죠? 네, 맞아요. 그렇죠. 이게 제가 <laughs> 좋아하는 제 모습이에요. 음, 멀리서 봐도 좀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는? 티죠. 그런 느낌? 음. 네.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.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습생을 관두고 스스로 길을 나선 것. 칠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어쩌다 보니 연습생을 한 것일 것이다.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음악을 시작한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. 좀 뭔가 어떻게 보면 일찍 시작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 좀 더 자리 잡기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도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기를 시작한 것일 것이고 가장 후회했던 선택은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음,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선택은 연기를 시작한 것제 원래는 제 외교관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었고 그거 하다 안 되면 어쨌든 기업에 들어갔겠죠? 그렇겠는데 갑자기 애가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아 조금 하다 관두겠지가 이런 느낌으로 시켜주신 것 같은데 어, 맞아. 공연을 하게 됐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을 좀 모셔서 처음으로 좀 보여드리고 제가 약간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런 진심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하면서 아, 공부 안 할 거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러면 그건 안 됩니다 여... 아, 아 되는데 되는데 연습생을 시작했을 때 아이돌은 나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, 아, 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볼까요? 좋습니다 굵직한 취향 차이네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네. 조금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이렇게 커플룩을 입고 싶으신 네. 이유는? 트레이닝복을 커플로 입어보고 싶었어요. 아, 그렇구나. 네, 네,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저는 옷 종류에 상관은 딱히 없고 그냥 같은 색상의 옷을 쫙. 음. 그래서 저희가 all white로 입은 거거든요. 그러네. all gray 네, 올 화이트. 네. 어, 화이트 여기. <laughs> 극과 극은 아니네요. 네, 그렇네요. 컨셉은 맞았다.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유대감 때문일 것이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시간 및 여유 부족 때문일 것이다. 유대감이라고 한 이유는 보충 상황이 좀 비슷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안 된다면 그거를 준비하느라 서로 바빠서 네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비슷함이 많아서 일 것이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서로 연애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서 일 것이다 공통점이 많으면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끌려서 연애를 할,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연애를 할 수 없다면 연애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분명한 그런 두 사람인 것 같아서 <laughs>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? 그런 것 같아요 네. <laughs> 네. 제 예상 바뀌네요 아 진짜요? <laughs>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파란색이 떴을 것 같은 아... 느낌이 조금 들었어서 아..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가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알고 지내기에는 아쉬운 인연인 것 같아서 좀 더 알아가고 싶어요 <laughs> 서로 마팔? 하시죠. 하시죠? 네. <laughs> 네. 갑시다. 네.